I saw the things that I love in this world. The food, the work, and time to sit and smoke. 너랑 전화 끊고 나서 은행 가서 그 돈 출금했어. 출금하고 은행 앞에서 7번 7번 버스 타고서는 떡볶이집 앞에 내려가지고 오뎅 하나 먹고서는 그리고 바로 집에 왔는데 When they find your body, you'll be wearing ladies' panties. surrounded by gay porn. I want the world to see that the great Lee Migland is a sissy!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는 풀풀 나는데 뭐 어떡해 무릎 꿇었지